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 칼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예리해질지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칼을 숫돌로 연마해서 과연 어디까지 예리해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칼의 이전 영상은 이쪽 위에 이쪽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